저기 한번 읽어봐야지. 왜 이거는? 뭐야? 이거야? 아니, 마침, 마침 카드. 아, 마친 거? 경민이 몇 살이에요? 어, 이제 일곱 살이었는데 나이 하나 먹었으니까 여덟 살이에요. 여덟 살인데 지금 뭐해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 수학, 아니 국어요. <laughs> 그걸 잘해서 구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음. 음? 왔다? 어, 이거? 음. 아까는 했다. 어. 시작. 어랑 기억. 어억. 아니, 기억. 어억. 억. 옥토퍼스. 어, 정도는 했어요. 음, 니이랑 옴, 노. 노니까 기억, 노, 억, 노. 음. 독. 록. 음. 모. 일이야 오늘? 잘하는데? 별리가 월 달에 우리 총 몇 권을 책을 읽을까? 그 30권을 읽을까? 아, 이럴, 이번 달, 저번 달에 네 권밖에 안 읽었어. 너랑 엄마랑 응? 이렇게 읽어야 돼. 총다 5권. I am Peter. I am Peter. I am a musician. I am a musician. Music is fun. This is what? What? What? You are a musician too? Yeah, I'm a musician well, too. I bet. Ow, ow, ow, ow. Can you sing? Can you sing? La la la. La la la. Oh. Oh. You can. You can. That sounds fine. That sounds fine. But. But. I bet. I bet. I can sing louder than you. And you know louder. No. Bum. Bum. It's your turn to sing. know bom, bom, bom. Egg. Egg. That's too loud for my ears. That's not loud for your ear. Well. Well. I bet. I bet. I can sing softer than you. I do like listen. La la la. It's your turn. It's my turn. La la la. Mmm. That's very soft. That's very right. Well. Well. I bet. I bet. You can't clap and sing. I I agree. Clap. Clap. Clap. Clap. <laughs> Clap. la la la. La la la. It's your turn. It's your turn. Do it at the same time do it as a oh. oh. You can do it too. You can do it too. Well. Well. I bet. I bet. You can't hop and sing. It's an anniversary. Hop. Hop. Hop. Hop. Hop. Hop. La la la. La la la. It's your turn. It's turn. Do it at the same time. Do it at the same time. Boy. Oh, boy. Boy. I can do it too. I can do it too. Well. Well. I bet. I bet. You can't. You can't. You can't understand. Turn, turn, turn. Turn, turn, turn. La, la, la. La, la, It's your turn. It's my turn. Do it at the same time do it as you can. Oh, wow. Oh, wow. You can do it, too. Me and do. Well. Well. I bet. I bet. You can't. You can. Clap. Clap. Hop. Hop. And turn. And turn. Then stick out your tongue. You stand in the and time. sing at the same time. And sing at the same time. Lop. Hop. Hop. Turn. Turn. Tongue out. Tongue out. La la la. La la la. Baby. I do like to. Super cool. Super cool. You can do it too. You can do it too. Well. Well. I guess we are both. I guess we both. Very good musicians. It's good. It's One more time. One more time. Left. Left. Hop. Hop. turn, turn, tongue out, tongue out, la la la, la la la, and take a bow. And again, time. And good. Good job. 가루는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깼어요. 조심조심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잘칵 켰지요. 응, 거실로 나온 가루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빨래줄에 널어놓은 옷들이 온통 바닥에 흩어져 있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오더미 속에서 무언가 꼬물꼬물 움직였어요. 누, 누구야? 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요정이 양말 속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가루는 요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내가 옷들을 이렇게 해놨니? 한 요정이 말했어요. 동생을 찾으려다가 그만. 동생? 동생이 어떻게 생겼는데? 나처럼 동그랗게 생겼어. 하얀 털이 복슬복슬해. 가루는 생긋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동생을 찾아보자. 아니야. 얘구나. 갈색 요정과 가루는 장난감들 속에서 동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분명 여기 있을 거야. 내 동생인가 봐. 아니야, 그건 하얗고 동그란 야구공이야. 복슬복슬한 털이 없잖아. 이게 내 동생인가? 아니야, 하얀 털이 복슬복슬하지만 그건 내 토끼 인형이라고.